안녕 오늘 친구랑 갑자기 대게를 먹으러 갈 것 같아서 대게 먹는 먹방을 찍어볼 거예요 너무 따라했는데? <laughs> 레츠고 네. 아무튼 대게 먹으러 함께 가봅시다 산이에요 고유산을 에피타이저로 먹고 아 이거 자꾸 노래 나오면 안 되는 거 같은데? 안돼 안돼 노래 나오면 안돼 목소리? 저작권 아 저작권 <laughs> 아 이미 한 곡이 지나갔죠? 아야 팝스타 리그 오브 레전드는 괜찮을 수도 있어 아닌가? 가사 BGM 좀 깔아줄래? 네? <laughs> 갑자기 대게 먹기 전에 호유산 화유선을 일단 테이크아웃 해서 다시 대게를 뽑으러 대표 메뉴를 먹어야지 구독자들한테 설명을 해주지 아, 싫어 주자는 한 방에 서유산 여러분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꼭 A1 노젤리라고 말해야 맛있는 망고 주스를 먹을 수 있어요 이 음, 좋겠다 두근두근 주자 쿠폰 일단 하기 전에 사서 차려 돌아왔는데 이거 그냥 완제품 젤리 먹어봤는데 음, 이건 회식한 돈.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A1 노젤리로 먹습니다. 어디야 여기? 잘네 응. 는데 닫혀있고 이런 거 아. 잠시 후 40m와 목적지가 있습니다. 아 있다! 손선장의 대게! 저희는 이거 붉은 대게 세트 <laughs> 인을 시켜서 용 메뉴판 어, 나도 안 해봤는데 난안 해봤어 차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시키지 않았어요 어, 어 석한 너 다 먹어 과메기도 주는데? 소라 소라 새우장이야? 맛있게 드세합니다 소라 자기 아, 아나 따뜻한 거 먹고 싶은데 음, 너 과메기 먹을 줄 알아? 너 먹을 수 있어? 해보다 과메기가 낫다는데 먹어봐 한번 먹어봐 여기 사가지 먹어봐 도전해봐 어, 도전 나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그 이거랑 넣어서 아스파라 맛을 좀. 아, 얘가 문제왜 말을 안 해? 일을 계속 잡아오는 게 문제인 거야. 그러니까 너가 지금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맛이야? 아. 무슨 맛인데? 아닌 것 같은데? 노가리가? 노가리. 내가 여기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음, 꼬막 비릴 것 같아. 안 비려. 아무것도 안 나. 꼬막인데 왜 이렇게 꼬막. 앞으로 가야 돼. 너무 차가워. 카카오들이 한입이지. 응, 아무 맛도 안 나. 무슨 맛이시죠? 간장게장. <laughs> 그럼 안 먹을래요. 비비. 간장게장 못 먹어. 이거 먹고 비비. 네. 비비. 그 내장만. 네. 비린 거못 네. 먹음. 그러니까. 같이 온 친구는 해산물 진짜 잘 먹거든요. 멍게랑 비린 거 막 간장게장도 다 먹고 새우장도 다 먹고 하는데 회를 못 먹어요. 그래서 지금 회는 다 내가 먹고 있어. 근데 나는 또 회는 진짜 잘 먹는데 해산물 못 먹고 어떻게 보면은 얘랑 친구 된 게 다행일 수도 있어 좋아하는 게 다르거든 어? 소라 리필 조금만 <laughs> 감사합다 되게 튀김인가 봐. 음. 우리다 너무 늦게 먹었기도 하고 10시까지인데 슬슬 배부른데 나온다! 어? 사, 진 찍을 <laughs> 이모 사진만 잠깐 찍을게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니, 네, 금방 찍을게요. 네, 찍으세요. 네, 가져가셔도 돼요. 보이나? 음. 달아, 달아. 嗯 dầu 나 일단 배고프면 먹지 뭐. 매운탕인가요? 대게 라면이요. 아 음, 어, 라면이라. 매운탕인가 했는데 대게 라면이래요. 하고 음. 이건 내가 컷편집으로 잘라버릴 거야 음. 아 빨리 국물 끓어가지고 라면 국물이랑 같이 먹고 싶어 좀 드실만 하세요 음 드실만 하세요 아네 맛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. 소금장님? 맛있다 소금장님 나는 좋아한다 와! 와! 개 다리가 10개라서 다행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? 왜 그러지? 만약에 개 다리가 4개였으면 그만큼 개를 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원장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키스해주겠지? 이 뭔 개소리야! 어? 아무리 1년에 한 번 보는 사이라지 만 바다의 향기 몸통은 면다 익지 않았을까요, 선생님? 불 꺼주세요. 불 줄였는데 꺼? 네. 안에도 이제 대게들이 들어가 있어요. 허, 미친. 대게살. 계란을 여기에다가 국물을 더 촉촉하게 부어서 아나 너무 배부른데? 뭐야 밥다 먹었어? 너 되게 먹을 동안 밥 먹고 있었는데 전 밥은 좀 별로 다이어트 해야 되거든요 아유 잘 먹었습니다 밥값을 계산하는 친구의 뒷모습은 너무 아름다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happy Thank you. 잘 먹었고 아이씨 초점 전산도 먹고 동전 동전 노래방 요즘 애들은 코노라 그러나? 동료라 그래 코노라 그래 대구가 동 고인놀이방도 갔다가 주차 완료하고 이제 집에 갈 거예요 밖은 너무 위험하거든요 이불 밖은 위험해 아무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one.